오늘 어디 가볼 거냐면은 패러다이스 아일랜드에 작은 보트가 이제 가라앉은 데가 있는데 친구가 Apple Map으로 보트 같은 게 바다에 있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배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바삭스 글라우스 챙기트 여기는 캐비즈 비치라는 장소고 나소 최북단에 위치한 비치예요. 파도가 높아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비교적 한산합니다. 계속 동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보트에 있는 가라앉은 보트 있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작은 섬 바로 옆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난파선 가라앉은 보트를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클링 다 하고 지금 가는 길인데 물이 오늘 너무 차가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왔어요 여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장소 같고 둘만 아는 장소예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추워